안녕하세요 아니아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인물을 맞춘다는 인공지능 아키네이터를 가지고 놀 거예요 과연 얼마나 잘 맞추는지 제가 해볼게요 저는 강동원을 맞췄어 얘가 안 돼서 강동원 맞췄어 강동원 right in front of you Life gets the best of me, I don't know what to do Miles still ahead of me and I don't ever 헐못 <gasps> 맞춘다니 맞췄네 헐 대박 이번에는 음, 이번에는 축구 선수 오지은 해생님하없는데요 이슬부터 이름이 혼자 있으려고? 안정 좀 모르겠는데 꼬기 보니까 아니요? 이십니까? 아니? 아이도 지마으니까 아니지 그지? 진짜 이상하니까 아니? 당신 캐릭터는 아빠 어디 가나 보다 맞을 것 같은데 헐 대단한데 똑똑한데 이 자식 이번에는 한번 누구를 줄까? 음, 마지막으로 누구를 할까? 엄청 전해서 생겼다. 바람이 청소하나요 모르겠습니다. 분해박씨니까 아니요. 나쁜캐입니까 아니요. 한숨에 나왔습니까? 아니요. 분해자로 바람 부르십니까? 예. 석화 연구소에 속했습니까? 아니요. 김씨를 지적하는 건가? 아니요. 모두 정신일까? 아니까 모르겠습니다. 주 그 새벽 시간에 자고 하나요? 아니요? 종류 이거 알겠어요. 예. 장난치판. 음, 그렇죠.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이케 테어는 예상이 가능. 헐. 뭐야. 똑똑한데, 이 자식.